이거 뭐야? 이거 엄마랑 띄워볼까? 이거? 이거 이거 이거 아니야! 어디가? 어디가? 이거 띄워 <laughs> 어? 어 머리 깃털 빠졌어 이거 네 깃털 빠졌어 갑자기 이거 니꺼네 빠졌어 슉슉 슉슉 슉슉슉슉 깃털 빠졌어 야 가자 싫어? 쌀, 쌀, 쌀, 보리, 보리, 보리, 보리, 쌀, 쌀, 쌀, 보리, 보리, 보리. 깜짝 놀랐어 태시가. 뭐지? 네 거잖아. 네 머리에서 빠진 거거든. 안녕하십니까. 저는 태식이 깃털이에요. 안녕? 안녕? 안녕? 나 잡아봐라. 슉슉슉 슉슉슉 나 잡아봐라. 슉슉 슉야 가져. 안녕 바이바이